음스 음스 여보 여보 하지마 아니 이 만두는 유튜브 가게 안 나온다니까 여보 유튜브에 만두 검색해봐 미친 만두 빼고는 조회수 잘 나온 게 없어요 여보 그거 다 만들었는데 그럼 안 찍을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여보 이 내 만두가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아? 아니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음. 이게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잖아 왜?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만두가 어.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근데 말만 말을 입은 동동 떠가지고 말은 잘해 진짜 미친 만두 먹어 그럼 미친 만두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학원제 말고 그냥 저희 어 입이 즐거운 만두 가서 포장해다가 먹을까 그냥? 그럼 안 되잖아 자기가 지금 정성스럽게 속까지 다 만들어 이거 피자 만두 한다고 이렇게 <laughs> 피자 만두 누가 먹냐고 아니, 아니, 아니 피자 만데 애들이 좋아한대. 그거 자기 자기 때 만든 거 아니야. 자기는 내가 개또라이 만두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려 미친 만두 말고 완전 개또라이 졸로키아막 핵, 핵만두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려. 아니 날 <laughs> 죽이려고. 어 기다려. 유튜브 가면 나오겠다. 어 부트 졸로키아어 그거 막나 공항도둑처럼 말하네. 아, 짜증 나네 진짜. <laughs> 그거 만들 테니까 기다려. 개 또라이 만두를 만들고 미각을 잃어버리게 만들 만들 거야. 나 이래야 돼요. 뭐. 어 아주 유튜브 먹방 은퇴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. 기다려. 어? 됐어? 인정 딸이 인정 딸. <laughs> 뭐 <laughs> 어느 나라 말이야? 신메뉴 무료 시식 이벤트 중이네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? 신메뉴 무료 시식 이벤트니까 무료인데 와. 아 먹방 하시나 봐요. 아 네네 네. 카메라 켜놓고 네. 한번 촬영해 보려고 신메뉴 리뷰 아, 약간 이런 그렇구나. 느낌. 어,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? 아니 좋아서요. 아제가 오시니까. 아. 네. 그래서 요즘 좀 힘든 시기인데 힘내세요. 네, 화이팅. 화이팅. 음. 맛있게 드세요. 네. 요게 피자만두, 김치만두, 고기만두 이렇게 네. 해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요. 이거 봐요. 김치. 근데 음, 대박인데요? 진짜 맛있다. 대박이다. 아니, 이렇게 만두 맛집을 찾았습니다, 여러분들. 인생 만두집인데요? 진짜 이거 팔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파는 건데. <laughs> 그쵸. <laughs> 진짜 만두 맛집 여기는 와 전국적으로 알려줘야 될 맛집이네요 진짜 와. 아니 진짜 안에 속이 고기로 꽉 차 있는데 올리브랑 옥수수랑 피망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토마토 소스까지 치즈랑 해가지고 와 진짜 끝장나네요 이거 나왔습니다. 어, 네. 와, 얘는 뭐 일반 고기만두 같은데요? 그죠. 네. 이건 이거는 예쁘죠. <laughs> 예. trendy한 약간. 이 만두 이름이 뭐예요? 도라이 만두. 네? 도라이 만두. 도라이 만두요? 네. 좀 센 wording으로 가 <laughs> 그래 장사가 잘 된대. 아, 이거 약간 유튜브 각을 노리면서 응. 이제 응. 아. 매운 만두가 도라이 만두. 네. 2번 만두가 개도라이 만두. <laughs> 개도라이요? 네. 3번 만두가 개게 도라이 게게 도라이요? 어. 꼬집어진 게 적은 거부터 뭐 드세요 아 이렇게 순서대로 먹으면 맞아요? 네, 네.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빨간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 이거 만두 야이 정도는 기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잠깐만 이거 와 사장님 이거 먹은 사람 있어요? 아니요 저도 아직 안 먹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?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미안해요 뭐 넣었어? 음, 다섯 개 다섯 개 만두 하나에 어떻게 2.5개 빨리 이번만 또 먹어요 뭐. 아 이번만 두 이거는 뭔데? 고기만 두지 고기만 두 그래. 음. 뭐 만두 그 약간 글로벌을 노리는 만두예요 고수 만두 고수 세 포기 들어갔어요 세 포기? 네 맛이 어때요? 돼지고기랑 잘 어울리죠? 그건 뭔데아 그거요?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어때요? 괜찮아요? 음수야 음수 민수 좋고 응. 먹어볼래요? 아니요 <laughs> 저는 반민초단이라서요 민초단이시잖아요 제가 소문으로 들어봤는데 이거 먹으면 반민초단 음 맛있는데? 나 <laughs> 민초단 이제부터 수만두가 같이 먹을오 근데 고수만두가 돼지고기랑 잘 괜찮은데요? 사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고수만두 고수만두? 네 고수 좋아하세요? 네, 네, 저 고수 좋아해요 <laughs> 너무 세지 피자 만두로 이 p e 구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. 앙 고수 뿌리는 심어봤어요 자, 다 넣어야지. 이거 향 한번 맡아봐. 어떤지 얘기해줘. 무슨 향이야? <laughs> 유나 이거 향 한번 맡아봐. 어떤 향이야? <laughs> 이걸로 아빠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야지 먹어도 돼 먹었는데? 어. Nope. <laughs> 맛있어? r 어, 어, 어, 오면 안 돼. 어꼬지마 사이좋게 먹어 더 넣을까? 초록색 소스? 아니요 자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